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올해 뮤지션 20팀을 선정을 했는데요. 국내 유망 뮤지션을 발굴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뮤지온이죠. 네, 뮤지온 2020에 이제 선정된 분들 중에 오늘 모실 분들은요. 완벽 무대 장악력이고요. 자타공인 인디 맛집 밴드입니다. 디어 클라우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디어 클라우드 팀명 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석을 하면은 친애하는 구름에게 라는 뜻이거든요. 구름에 저희는 많은 의미를 두었어요. 뭐 관중이란 뜻도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라는 느낌 자체가 좀 슬픈 먹구름 같은 느낌의 구, 구름을 좀 상징했거든요. 그래서 슬픈 사람들에게 보내는 노래 뭐 그런 뜻으로 어, 지었습니다. 저희가 좀 약간 아이돌 느낌으로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디어 클라우드로 육행시 가능하신지 아, 불리한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예. 이름이 그치 너무 기니까 너무 네. 장기하와 얼굴들도 있으니까 아. 좋겠어요. 제가 그러면 먼저 아, <laughs>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냄새가 좀훅 네. 나네요. <laughs> 자 디. D 데이가 되어 만났습니다. 오, 어. 어. 어젯밤 밤새 고민했어요. 오, 클, 그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라, 랄랄라 즐겁게 우, 우리 다 같이 노래 불러봐요. 드. <laughs> 와, 이거를 고민한 흔적이 확실히 느껴지네요. 자꾸 하면서 제 눈치를 자꾸 보세요. <laughs> 본인이 생각했을 때 조금 터져줘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안 터지면 불안하거든요. 네. 마지막에 좋았어요. 음. 다음 분. 대단할게요. 좋습니다. 네. 이랑 씨. D. 디지털 싱글이 나왔습니다. 오 어, <laughs> 좋아 좋아. 어. 어라? 어. 클. 클났네. 라. 라이브로 들려드리고 싶어요. 오. 우린 라이브가 진짜 멋있거든요. 오. 드. 드럼의 토근, 베이스 이랑, 보컬의 나인, 디어 클라우드입니다. 오! 훨씬 좋아! 아 너무 편애를. 아, 그래. 너무 깔끔해. 어, 지금 토근 씨 지금 마른 침을 삼키고 토근 씨는 약간 너무 돼요. 개인 욕심 느낌이었고. 그 분량을 네. 좀 욕심 네, 약간 팀을 위한. 아, 네, 아, 자, 이쯤 되면 자, 이제 보컬리스트이죠. 아... 지금 자립 센터에 계시고요. 자, D. 되게 좋아. 어. 엄청 좋아. 클. 클수록 좋아. 라. 우리 노래는 라라라. 어. <laughs> 마음이 급하신 것 같은데. 예. 라디오에서 우. 우리 노래가 나오면 드. 드립다 크게 틀어주세요. 어. 오. 네, 제가 볼 때는 이랑 쉽게 나갈 것 같아요. <laughs> 네. 최근에 또 이 어려운 시국에 신곡을 내주셨다고 합니다. 러버라는 곡인데요. 굉장히 많은 관객들과 함께 노래를 하고 싶어서 쓴 곡이에요. 그래서 후렴 부분에 이제 뭐랄까 응원 할수 있는 그 손짓까지도 저희가 이제 만들었었는데 한 소절 정도 좀 왜요 나와 영원히 같이 있자 왜요 이 시간이 다 멈춰버릴 수 있게 페스티벌 여름밤 페스티벌 느낌인데 페스티벌을 기대하고 이제 만들었는데 아 아쉽다 눈가가 지금 촉촉하지 약세 분이 학교가 같으시더라고요 서울여대 천재학교죠 밴드를 만들게 된 게 그러면 학교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만들게 된 거예요? 네 일단 학교에서 다들 만났고 다들 굉장히 좀 화려한 거 많이 하고 technical한 거 많이 하고 좀 그런 학교인데 유난히 그런 걸 안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좀 모여가지고 우린 조금 다른 거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약간 아싸 느낌으로 약간 어, 그런 느낌으로 모인 거구나. 디어 클라우드를 단어로 표현하자면 mood swing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mood swing이 급격한 기복이잖아요. 음. 저희가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콘서트에서도 슬펐다가 재밌었다가 음. 기뻤다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좀 어, 기승전결 있게 표현하는 게 저희가 지향하는 콘서트거든요. 오, 그러다 일단. 보니까 예 그거를 좀 좋아해서 무드 스윙이란 단어를 썼어요. 제가 사라지지 말아요라는 노래를 디오 클라우드 노래를 들었어요. 음. 우연치 않게 어, 라디오에선가 어디서 들었는데 어,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번만 좀 불러주면 안 돼요? 아. 예. 김진 씨를 위해 하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라지지 말아요 제발 사라지지 마라 고통의 무게를 잴수 있다면 나더러줄 텐데 아나 이거 너무 좋아 센치할 때 혼술하면서 들으면 진짜 약간 좋아요 디어 클라우드를 제일 잘 표현하거나 설명하는 곡이다라는 곡 하나 뽑아주실 수 있나요? 딘딘 씨가 말씀하셨던 사라지지 말아요가 아닐까 오. 사실 타이틀곡도 아니었어요 아 진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아 우리가 음악을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밴드는 페스티벌에서 전주 나오면 막 이제 팬이고 뭐고 다 뒤집어지는 곡들 하나씩 있잖아요. 있죠. 폴라리스라는 곡이 있는데 전주가 딱 나오면 다들 이렇게 막 소리 질러주시는 음. 만약에 페스티벌이 다시 재개된다면 제가 밴드라면 그 사람들이 제일 열광하는 곡을 다른 때와는 다르게 제일 첫 곡으로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떠... 그쵸. 맞아요. 그럼 어떤 노래를 만약에 하면 제일 처음에 하고 싶으세요? 그 이거. 이 노래. 이 노래? 네. 어. 기다렸니 얘들아? 이런 느낌으로. 딘딘도 딘딘이스 딘딘을 하지 않을까? 딘딘 이스 딘딘 아니라 딘딘은 딘딘이에요. 디어클라우드 노래 가사 중에 숨이라는 단어가 어. 굉장히 많아요. 여러 명이 창작을 하니까 네, 네. 그 안에서 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어떤 단어가. 아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어. 어, 저 가사에 숨이 들어갔는데 저 멋있는 거야. 음... 괜찮은. 나도 왠지 숨을 좀 실수가 없어야 되나 싶고 아 <laughs> 가사에 쓰이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쁜 단어야 네. 뭔가 그쵸 <laughs> 근데 원래 곡들이 좀 우울한 편이었는데 3집부터 좀 굉장히 밝아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진짜 비극을 맛본 사람이야말로 그 희극을 논할 수 있다 아 그럼요 네, 꽤 많이 우울했던 시절을 보냈지만 만약에 우리가 희망을 얘기할 수 있다면 진짜 희망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진정성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3 0부터는 조금 다른 음악들을 하게 됐어요 어. 밴드 내 유일한 기혼자예요? 네, 네, 네, 유일하게 결혼을 하셨는데 행복하시죠? 아네 얼마 전에 제가 셋째가 나와가지고 셋째요? 셋째? 그럼 아이가 지금 몇 살 몇 살 몇 살이에요? 10살, 6살, 50일 이렇게 어. 혹시 디오클라우드 노래를 좀 들려준 적이 있으세요? 가끔씩 들려주고 있어요 그럼 너 좋아하는 가수 없어요? 딘딘 씨 좋아하는 거예요 어? 아 진짜? 찐? 네. 아 진짜요? 어, 약간 잠깐 망설이시는 아까 대기실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몸이 약간 내 쪽으로 돌아 있었어 아, 그래서 망설이... 내가 나를 좋아하시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 왜 망설였냐면 네. 사실 이제 노래하는 모습은 이제 애는 모르고 네. <laughs> 이런 이런 아, 네. 네 예. 능에서 나오죠 그래도 아, 이가 아는 게 어디예요 진짜 그 최고의 네. 인지도죠 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좀 질문을 해볼 텐데 기억 클라우드에게 팬이란 그냥 어떤 가야 할 길이라고 계속 생각해요. 어, 팬은 네, 우리가 그 가야 할 길. 네, 어. 앞으로 약간 어떤 팀으로 좀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 어떤 팀이 되고 싶다. 그 질문이 가장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여태까지는 감정 기복에 대한 어, 것들을 많이 다뤘었고요. 그리고 음악을 하면서 감정을 건드리는 것만이 정말 좋은 곡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근데 요즘에는 조금 생각이 달라진 게 삶에 혹은 생활에 스밀 수 있는 곡들을 좀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곡 말고 그냥 내가 흘러 들어도 좋을 수 있는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없이 푸른 빛이 향해 달리네 모든 걸 잊은 채로 파도 속에선 무거웠던 맘이 지켜져 몸을 맡겨도 좋아 들려온 익숙한 노래 心声。